네, 안녕하세요. 메티스 미용실 대표원장 맡고 있는 이종환입니다. 제가 런던에서 근무할 때 런던에 정말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고 그 공존하는 문화 안에서 시티 지역에서 20대나 30대 초반의 젊은 프로페셔널들이 원하는, 선호하는 스타일 중에 하나를 제가 선보이려고 합니다. 영국인들의 모질하고 한국인들의 모질의 차이가 존재하는데요. 다른 모질에서 같은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커트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커트를 마무리를 했는데요 스타일에서 보시면은 충분히 layer가 들어가면서도 이 layer가 아래쪽 부분과 윗부분이 약간 분리되는 이 느낌을 최대한 살려서 커트를 해봤는데 살롱에서 원하시는 스타일 중에 서양 모발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때 이렇게 적용을 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제일 첫 부분에 보여드렸던 이 아래쪽에서의 internal layer가 굉장히 이 분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커트를 했을 때 유럽인들의 느낌을 동양인 모발에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요 고객분들이 원하는 그 느낌을 살롱에서도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커트 마무리 하겠고요 봐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